아 나 지금 몸이 계속 씨로 자동으로 가고 있어 딱! 어, 뭐안 죽어. 나이스. Thank you. 눌러라. 오, 나 여기 왜 들어가? 오. 똑같이 당해봐라 이제.